말로 도도다 여기 도따가 여기 걷따가 나가가 반튼다 엄마 인구색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 저는 비둘기가 아니고 비둘기처럼 생긴 앵무새기로 세상에 누디가 노진 공속이다 여기도 짧아 여기도 짧아 따가가 반친다 어, 얘들아 아. 내 말이 좀 들어다 여기도 따가 여기도 따가 나가가 반친다 앵콜 앵콜 앵콜 앵콜 앵콜 앵콜 곰 노래 불러주세요 곰 아기 곰 곰대마리 아,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아빠 아빠고 뚱뚱해 엄마구 맨날 씬해 애기고 맨 너무 귀여워 일찍 일찍 다 난다 동그라는 애 하나 사공공 하나 소리지 아기 곰돌이 언제나 여기 바다 불어서 가고 소가 내게 안되지 너는 있으면 이는 행복해 어떤 날이라도 바다도 있어 나는 나는 지구에 입을 맞는수 얼굴이 바닥 예쁜 말이고 얼굴이 부리는 아기고 주다 그러니까. 너희 줬다가 독직 줬다가 따가 판친다 오늘의 영상 재미있었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꼭 눌러주세요. 솔소리와 새로운 재미있는 놀이로 다시 만나요. 안녕!